안녕하세요 6월 26일 영상 알기 시작하겠습니다 음, 오늘은 이제 요즘에 특히 어 되게 좀 녹음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녹음 스케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정말 특별한 거 없이 이제 녹음을 하는 날이었어요 음, 이제 저희 타이틀곡도 녹음하고 어, 뭐 여러 가지 수록곡도 녹음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. 네, 그리고 어, 오늘이 이제 20, 26일인데 어, 이제 정말 어, 2월이 곧 다가오고 있어요. 어, 정말 1, 1월이 되게 1월에도 되게 많은 일이 있었고 어, 이제 팬미팅도 있었고 되게 되게 많은 일이 있어서 오히려 더 천천히 갈 줄, 늦게 뭔가 느껴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지금 보니까 되게 그래도 일찍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어, 그만큼 되게 알차고 매 순간이 되게 재밌어서 그렇게 좀 시간이 빨리 갔던 것 같아요 음, 어, 이제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자켓 촬영은 이제 다 끝난 상, 상황이고 어, 이제 어, 음,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이 남은 상태예요. 어, 뭐 안무 연습도 많이 남은, 남아있는 상태고 어, 그래서 정말 지금 여섯, 일곱 명 다 되게 일을 갈, 갈면서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마인드적으로도 되게 어, 열심히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음, 되게 이제 저는 뭐 음, 음악 방송을 이제 계속 하면서는 이제 팬분들, 엔진분들이 앞에 안 계시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엔진분들 위해서 하는 무대고 엔진분들이 보시는 무대잖아요. 그래서 어, 그런 무대조차도 되게 공백기가 그런 게 없으니까 되게 어, 좀 그리운 것 같고 빨리 이제 데뷔를 컴백을 해서 음, 그런 여러 무대들로 이제 엔진분들께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꼭 빨리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음, 음 어, 요즘은 되게 어 이건 요즘 제가 느끼는 그런 것들인데 어 너무 그냥 너무 매일 상쾌하게 일어나는 것 같고 너무 진짜 뭔가 행복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어 조금 성격 또 그렇고 제 약간 마인셋도 조금 그런데 이제 음, 삶에 되게 어 소소한 그런 좀 낙을 약간 좀낙 그좀 소소한 낙을 되게 많이 어 좋아 좋아하고 뭔가 찾는 그런 성격이어서 되게 소소한 거에 좀 많은 행복을 느끼고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저는 되게, 음, 되게 어뭐 컴백한 생각도 많이 하, 이게 힘들 때 컴백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빨리 이제 무대도 많이 빨리 서는 생각 계속 하면서 이제 뭔가 힘든 그 순간들을 이제 극복하고 뭔가 <laughs> 어 되게 지나 지내 지내는 어, 것 같아요. 그래서 음, 음, 네 그래서 요즘은 되게 어,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네. 음, 이제 내일도 바쁜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찍고 빨리 가 자도록 하겠습니다